화났죠 루나? 아, 아, 그만하자 그만하자 오 코로 만들었어 에잘 못한다 이게 좀 천천히 움직여야지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잡아 너무 좋아 엄마가 잡아버릴까? 뭐야 뭐야 잡아 잡아 잡아 잡아 <laughs> 왜 열받아? 왜, 왜 열받아? 왜, 왜 열받아? 어 저거 못 잡아서 화났죠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그렇지 화났어 어디가? 누나 어디가? 나 만들어도 이거보다 잘 만들어 자기 얼굴 만들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지금 누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내가 디자인을 해줄게 하나 소리 이게 못 잡아서 분하다 게임인데 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원래 게임하면 스트레스 받아 그치? 아우 열받아 아우 열받아 다시 나왔죠? 오 잡았어 얘네들 금방 없어지 아, 혀로 잡으려고 하는구나 입으로 아. 먹어버려 어 아, 핥어 핸드폰 하지마 더러워 내 타블릿 안 쓰긴 잘 <laughs> 분노 또 <laughs> 불었어 よいしょお o Hilde Zappa. Tu nam, se tu. Ua, to ćemo sturiki. 야 그걸 왜? 2차 환원 루나 그건 왜? 카펫은 왜? 여기 내가 산거 같는데 열받았죠? 왜이렇 잡았는데 자꾸 나타나 으이씨 화났어 화났어 아이고 성깔 있네 우리 애기 아야 화나면 그렇게 해야 돼? 언제 긁어야지? 무슨 소리야?